기가すごいな日本もあるかな日本 음, 내일은 우리가 4년 기념일이에요 早いね 음, めっちゃ早いだ 진짜 記念日どこかで過ごしたいなってなって 서울に行きましょう という話です 근처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자고 이 기념비니 나를요. 내가 뭐 선물 받았잖아. 아이고 귀여워. 어디까지 알림하신 거야? 那智貸し市私たちここで最初写真撮ったね、うん、二十全部全部の方向から나노란불이나야그럼안열린거고초록불이나오면열린거예요응아히토치오되긴하겠다 어? 어? 축하드려요. 뭐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안에서 상 음. <laughs> 대박. 이거. 아, 대박. 에, でもすごくな 그러니까 나 진짜 하지겠다 이런 거. これもなんか中期じゃな 진짜. 롯데 호텔でもらったピクニ 예. 키리 이런 게해なら 얼마나 좋을까? 見て! 롯데타워가 진짜 見える! 요! 見て! 와, 어디까지 있는 거야? <gasps> 너무 커! <laughs> 와, 서울이다, 서울이다. 예! 서울 댄스 1 2 3 4 삐리삐리삐삐삐. 배 아파. 아, 진짜요? 응. とチャンゴル4年入ってねチャもソウルに住んでたからチャの家に半分前行ったじゃんマジ食ってここ来たね絶対ここ来てたからなんか小屋に帰った気分懐かしいねでここでお土産買ったんだよねあこの辺マートンあるあるあるこれこう違うあれあよえあよ 그랬거나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요 이제 여기서 프로포즈가 시작됩니다 꼬치라 데스 이네 분위기 좋네 이 토크로 웃으 왜또 된다 자기 태국도 이쁘면 이기 모르겠어 역시 왜? 어때요 연예인 国政もあるしコロナもあるから超多い記憶ありますねだから早いんだ宮崎があって鹿児島があって福岡があって韓国があって1年ずつ何か全部変化があっそれなんかシニアだこれ千葉さんが自殺と千葉さんえもうこれ匂いすごいよねえ ちゃびだな2年目で2人のイベントなのに2人がそんなホテルとか予約してくれたからホテルしかしなかったんだよ怖い、うあれ荻野の手遅れ教えたって言ったから私も何か予約したい知って予約あらかとか言ったあれグリーンの記念日でなんで私の何選挙を選べる記念日 저희가 이번에 10주년이라서 진행하는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있는데요. 재미삼 한번 해보세요. 주낸 낙하. 되게. 형, 왜 이렇게 럭키, 럭키가 오히려. 1등은 요트 투어 나니 나니 투어 요트 요트 요트 2등은 쇼크지 3등은 음료수 쇼크지 그리고 럭키가 좋잖아 うん全部使った 형이 나이지? 응. 나 이겼더라 이거 글그렇 네, 뭐가 좋겠어요? 요트 어? 요트 요트? 왜? 네. 혹시, 아니 뭔가 이또 이치고 아, 니 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50? 왜? 何と思う 4등 진짜 나이 또네 진짜 4등 1등 뭐야 오늘 뭐야 뭐야 잠깐만 헐 어, 진짜 대박 진 뭐야 <laughs> 아니 대박이야 に怪我とか事故とかもですよ10年っていうさらに일등이 아,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업체 측에 확인 한번 해보고 아, 네, 네,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짓 진짜. 기초 심해가지고 어떻게 말도 안 돼요. 今日本当にもしかしてロトしてみません日本でこんなのが3日連続あったらロトに当たるっていうジンクスがあるで그러면우리내일백프로사고잖아요そして2人とも死ぬうん확인해드렸고요당일사용만가능하신데아오늘사용을안하시면폐기하시면되시고요아되는거라도だけだから今日だけじゃないと次は他の店のルートが 그래갈래응허좋아이제밥먹어요저희장실이今さっきのボート乗りたいからハンガンに向かっています잠실한강권에가고있어요아진짜우리는오늘って思ってるからもしくどっちゃさの中で私も当たったっていう人がいても <laughs> もうちょっと조용하게해주세요今日私に만지면이いことがある 뭐, <laughs> 헐. 만지고 싶어요. <laughs> 너무 길이다. 하늘의 별떡이다. 그러게. 별따기. 아, 길이네. 이때가 그랬죠. 예. 벚꽃이 노른다. 프레파 어, 버트. 그렇죠. 알아, 알아, 네. 자. 대박 꼴이다. 헐, 그 기우치기 와. 자, 하늘로 들가안 되시고. 와. 와. 와, 오, 코이.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네네. 에, 웃어. 밑에 네? 너무 인테리어가 오셔래. インテリアおしゃれ後見てこんな感じねかリムジンクルージングみたいすごい腕だけだだけだ私もっとたくさん人나중리뷰리뷰를많리써줘네신혼여행같아 영상하고 안전운항 수치 네. 뭐 길진 않거든요. 이것만 좀 봐주시고요. 안전. 아, 네네네. 네, 네,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십시오. 키위. 와 이런 텐트가 진짜 기대돼. 식당에 있는 진짜. <laughs>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네 여자친구를 왜 사랑하니?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런 나를 사랑해주니까. (2010) 2017년 9월 27일 우리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었다. 언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이었지만 웃는 모습이 참 예쁜 크리코와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2018년 9월 27일 쿠리코와 홍콩에서 만났다. 한국과 일본 장거리 연애를 하며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한 번의 만남이 정말 소중했다. <laughs> 조금씩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고 우린 서로에 대해 점점 알게 되었다. 내 여자친구가 외국 사람이라니 아세코의 모든 게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삼겹살라면 찾아가도 벌써 일어나요. 2019년 9월 27일 코리코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했다. 일본에서 같이 살게 된 우리는 소중한 추억들과 함께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외국에서 살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옆에서 쿠리코가 모든 걸 도와줬다. 어느덧 나에게 쿠리코는 여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 가족이 되어 있었다 2020년 9월 27일 후쿠오카 타워에 놀러갔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다시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다. 좋다 슈딩 샀을 때 매일 밤 걱정하며 오는 프리코에게 내가 할 수 있던 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 모처럼 우린 다시 만났고 한국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봤다. 그리고 오늘 2021년 9월 27일 쿠리코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나는 나가도 돼요? 이쪽으로 올야 아, 그러요 残るよねしちゃけた時めっちゃ考えたなんでなんかその時のハグめっちゃ思い出したなうん <laughs> 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もうそれならこれキャンセできないよキャンセできないよ <laughs> う와진짜너と가까声だ何も予想が一つもできない <laughs> ウリーヌ今からもっと買おうとしてたの 그래요 또? 언제 준비했어요 후후 2만원 니오이 똑같은 잘 오버했대 고자사이트 그러 2만원 니오이 또 김경식과 콘나리 맡으셨다며 스티커를 했다거나 하는 좀잘 오버했대 고자사이트 진짜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니야 다시 아리아토 되게도긴장했어요아저시시험시도잖아있어ありがとう、クリちゃん。いつからきっかけがあったのかなと思ってそんな考え。どういうこなんかこれ今日そんなの仕上げたって思う

it is.